맨날 이렇게 실을 달고 다닙니다. 오늘도 짐가방 한가득 오늘도 올블랙에 많은 짐 네. 제품만 잘 바르면 확실히 그건 없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박스. 가자. 이렇게 작은 게 1,500원이라고 was 과장에서 열풍기를 빌렸습니다. 원래 미신기도 빌려야 되는데 자녀가 없다 그래서 네 번째 페인트 칠을 합니다. 5시 20분. 페인트 칠하고 조금 자다 올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뭘? 미쳐? 아 국물 아주 싹싹 먹어줘요. 아 감기 있어서 나 먹기 전에 먹어야겠다. 음, 들깨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동 샤워실? 응. 한 번도 안 가봤네. 나 집에서 씻는 게 많아. <laughs> 어, 추워.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와서 어제 페인트칠해 놓은 게 그 위로 비가 쏟아져가지고 막 더러웠어요. 한 번 더 칠해야 되는데 아우씨 아깝이. 우와 요구르트다 아 나 원래 오늘 밖에 나가가지고 음. 조금 건강한 거 먹고 오고 싶었는데 비가 와서 이거 나오면 저녁으로 먹어도 되겠다 음. 거기 큰 것도 마음에 들어 응. 저녁까지 있어 <laughs> 할 것도 많잖아 언니도 음. 얘를 이제 반납하러 가야 합니다. 비가 오지만 뛰어갈 수 있어. 우산이 없지만 살 수 있어. 라떼를 사러 라떼를 사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드릴을 빌리러 갑니다 사는이 다른 친구가 이미 빌려고 해서 그 친구한테 빌려 써야 될 것 같아요. 빌려 과사에서도 빌릴 수 있다고 해서 과사로 다시 갑니다. 왔다 갔다 세 번인가 네 번 끝에 드릴을 겟했습니다. 가입이 있어서 수요일 날 끝나고 이 안에다가 아저씨께 이여자를 하시는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아, 네. 넣어주시고 Bonk. Thank you. 아, 너무 좋아. 진심 나랑 망했어.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배치를 해놔야겠습니다. 하나씩 먹으라는 건가? 가십니까? 여행에서 돌아가는 아. 이제 아 벌써 1시라는데 우리남자 언니 안녕히 계세요 잘가 바이 집에 갑 풀까지부 내일 또 올 거예요. 일단 집에 가야지. 3일 만에 학교 탈출하기 성공.